패션위크가 본 지가 얼마만인지 패션위크가 됐나? 모르겠어 2, 3년 근데 이제 한국에서의 아니라 아랍 패션위크는 또 처음이니까 되게 새롭습니다 그래서 한껏 못 부렸어요 어제 구매한 뉴벤치도 입고 스카프도 허리띠로 하고 바지랑 같은 브랜드인 선글라스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너무 바지는 웜톤인데 이게 cool tone이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오른 머리 조심. 짠. 선글라스랑 바지가 터키 브랜드의 Les Benjamins이라는 곳인데 힙한 옷들도 되게 많고 괜찮은 디자인이 진짜 많더라고요. 새로운 브랜드를 알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랍 패션쇼 간다고 멋 좀 부렸어요. 8시에 쇼가 시작하는데 지금 한 6시, 5시 반이 좀 넘은 상태여가지고 길이 안 막히기를 바랄 뿐입니다 <laughs> 어떻게 그러면 쇼장에서 만나요 두바이몰 안에 있는 뮤지엄에서 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있다 Yeah, it's good. Uh, I don't know. Here. No brand maybe. No brand. You can try this one. No, I know this. Yeah. <laughs> Are you curious about those brands? <laughs> yeah. <laughs> Well, you can find it. They're just normal. Normal, just black. Just black, yeah. Mm -hmm. I am still No, it's to you because you're wearing the black suit. Better than me. you <laughs> think it's strange? <laughs> yeah, a little bit strange. Thank you, Frederico. Building. So I, I got the picture and then I transferred to graphics. Yeah, that's nice. This is a uh, screen printing. This is the logo. Ah. Andrea Montano. Andre Montari, your name, right? That's cool. <gasps> Andrea Montres. Sounds good. Yeah, it sounds good. good. Your full name? Yeah. You can go. 두 번째 쇼를 보러 왔습니다. 가볼까요? <gasps> Oh my god. So we they can took move to our another class. chair. Ja. shower. so that's why you've been there? So tasty. Yeah. So from our country, you know, they take um, spare parts of um, mm -hmm. cars. Yeah. They import, like they export. I want to pay cash. Yeah. Cash? Yeah. 어제 구찌에서 예약해놓은 수영복을 잠깐 가지러 왔는데 너무 반대쪽에 있어가지고 지금 세 번째 쇼를 놓쳤어요. And then it's time to go back. But how can go back? It's too far from here. right? Okay, let's figure out okay. it. Done. <laughs> Finally, we found it, that place. Okay, follow me. Mall is so fucking huge. Finally, Kasurata. Let's go inside. 다음 지금 시간은 한 11시 좀 넘은 것 같은데 아, no, no, no, come on, come on Their side There's only the pray room No, we don't need to pray 이제 다 패션쇼가 끝났고 애프터 파티가 있는데 지금 갈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This is for my YouTube, you know? Do you have YouTube? Yeah, for oh my hobby God. Say hello TikTok. Hi To my baby Tosin My mango My coconut. but today is not coconut, right? Right, It's on. Sexy bomb, sexy bomb. Sex bomb, sex bomb. Fashion shoe is finished. Let's go to after party.